2020년 6월 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화장실 열, 잠김인가에서 열림으로가 바뀌었나? 맞죠 여러분들? 열림에서 잠금으로 바꿨나? 그 잠금 장치가 움직이는 그 레전드도 있었지 엘베에서 소리도 나고 저쪽에 보면은 방송실 같은 데서 무전기에서 시그널 보온에 그런 소리도 났고 수많은 레전드의 장소 눈이 쫙 찢어진 망자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던 어떤 그림인가 뭔지 모를 그것도 나오기도 했고 수많은 레전드의 장소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. 누구세요? 보시 계십니까? 계세요? 계십니까? 씨발 세다 발락이다 이거는 이거는 좀 바꾸야 돼 방금 누굽니까 당신? 당신 누구예요? 나 오랜만에 보지라우 그러지라 우나 오랜만에 보지라 우 사람 간만에 보여 아니면은 사람을 간만에 보니까 또 신나 그렇구만 또 에. 그만 그만 장난칩시다 이제 누구야? 위에서 뭐 건드렸습니다. 가만있어. 집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. 한번 뭐 문 열어서 응? 누구십니까? 멀리서 들리는 소리인데 혹시 안에 있어요? 구두 소리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 아마 여기 같은데 지금 다시 나와요 여기는 막혔어 분명 이 소리는 엄청 가까운 데 여기는 막혔어 어차피 팽 여기서 올라오고 있단 소린가?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야 여기야 지금 소리가 울렸단 말이야 덩덩 이런 식으로 울렸어 나와. 여기서 내려갔나? 비밀의 공간이야. 뭔 비밀의 공간이 있어? 뭔 비밀... 어이 재밌어? 어이 재밌냐고 응? 어? 사람 데리고 노니까 재밌어? 사람 데리고 노니까 재밌냐고 어? 아 재밌...